이러다 이걸 가진다 This is Sparta! 엄마 네, 대신 이빨 빼게 해줘 성공을 열심히 해줘서 알겠지? 아 뭐야 엄마도 해야지 같이 다시 으이짜 으이짜 아이고 으이짜 으이으이 에이 너무 쉽다 한 명이면 어?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아! 아! 에이스! 에이스! 스파타! 으짜 으짜 으짜 으짜 으짜 너가 좀 해줘 나팔 아파 빨리 너가 더 다시 터치 바톤 터치 그렇지 같이 바톤 터치 으이짜 이제 흔들어줘야 돼 쌀이 이빨 빠질 때가 다 This is Sparta! 대신 소금으로 해주는 거야? 섰다 으짜 으짜 으짜 아싸 으짜 으짜 으짜 으짜 으짜 지금 열심히 놀고 있잖아 깜짝이야 이 민첩한 자식 회 으이짜 으이짜 으이짜 으이짜 이렇게 사기 노래 좀 해줘 어? 아예 아예 옮기게 이렇게 우리 잡아 그렇지 우리 자 고생했어 으이자 으이자 으이자 으이자 으이자 으이자 으이자 아이 어? 마장 냈는데? 맞아. 북어포같이 됐어 북어포